오늘은 요한이의 첫 베이비 카페입니다 키즈 카페 겸첫 동무다치 맞아 어 맞아 맞아 첫 친구를 만 요한 단호심이 요한 단호심이 오늘 수영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난 듣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수영 루안 다이슨도 있네 루안이 다이슨 에 루안 이거 소금 とか縁もあります。 아, 로한아 수영한다는데 맞아? <laughs> 가볼까? 저기? 잠깐만 어떻게 하는 <laughs> 거지? 난 괜찮겠어? 아니 이렇게 만나자마자 통성명도 없이 우리 이렇게 바로 알몸 알몸 까도 되는 거? 표정 봐봐 설명 <laughs> 안 했어. 아 나도 몰랐어 어, 친구랑 인사도 못했는데 빵! 이제 가볼까? 갑자기 이게 뭔가 쉽지? 도이만 전신이 없어 나만 의심해 어, 도네 이렇게 이야기했어 도라이 친구 만났네 친구를 이렇게 만났네 나화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아니 어때? 아니 어때? 할만해 이제? 오늘 목욕탕 오늘 할만해 ね。なんかプールもできるし、なんか遊ぶのもあるし。 아, 이 야 이거 한 20분짜리 영상 나오겠는데 이거 大丈夫よか。ね大丈夫触って。若いよすごい嘘。あれまあ아닌데 신기하왜 이렇게 똑같이 입어? 그러니까. 로하나, 로하나. 아. <laughs> 로하나. 로주 보는데? 로하나. 로하나. 로하나. 아빠 서운하다. 아빠 서운하다. 아빠 서운하다. 로하나. 로하나, 그러지 마. 로하나. 웬일이야? 아, 건우야. <laughs> 건우야. 승우랑 찡찡찡 소야 승우 아빠야 하나 아얘 바쁘게 생겼네 그치 그치 뭐야 로안 이거 이거 누구야 어이 아이 엄청난 하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멱살 잡아. 뭐야 뭐야 로아나. 로아나 왜 그래? 할 말이. 와 대박이다. 하나 불러와봐. 어 로하나 좀 봐봐. 어.